그만해라. 핸드폰 내놔. 너 사람 죽였어, 살인자 새끼야. 네가 죽이게 만들었잖아, 나 지질이 아닌 거 보여달라며. 미친 새끼. 씨발 이러면 이거 천국이잖아 아, 앞에 앞에 아 씨발 야쏴쏴아네 동생 찾다 우리가 먼저 뒤지겠다 가요 누나